지금 우리가 Burger and Lobster라고 되게 유명한 데 왔습니다 우리 버거 하나 랍스터 하나씩 먹을까? 네 그래서 내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cuse me We have one original lobster and one original burger Okay, uh, and how, do you, how do you like your lobster cooked? Steamed or grilled? Yeah, steam? Steamed? 이게 아아 굽냐 아 굽는 걸로 굽는 거 Grill. Grill, 예 오케이 오케이 미디엄 먹을 거야 웰던 먹어 웰던 Well-done please. 예 bacon and cheese on top 어 uh, bacon and cheese. 예. 아, no bacon. No bacon. 예. Cheese. Cheese. Cheese. Okay. Okay. I like. Oh, I like it. Thank you. Yeah. And uh, this one, this one. And uh, two water, please. 와, 영어라서 팽팽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다 잘 보면 다 뭐라고 적혀 있어. 난 영어 하나도 몰라. 좋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그냥 다 이거 그냥 this one, this one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영국의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맛있는 집들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런던이 관광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없는 식당이 없어요. 어, 다 있거든요. 먹을 준비를 해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했니? 우리 너무 좀 그렇지 않니? 뭐 원래 일단 애기가 머리랑 되게 잘 어울린다. 아, 그 머리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laughs> 좋아 이거. 오! 와. 아, 와 이거 오, 오 나왔어. 음, 와 진짜 맛있네요. 와 너무 맛있다. 야 누가 영국 음식 맛있다는 거다 뻥이야. 맛있는데 못 와본 거야. 음. 음. 여기서 찍어 드세요. 네. 아 이거 뜨거운 거. 딱 이거 네, 알겠어요 이거 먹어봐 아 먹고 있구나 와 너 어떻게 이렇게 뺐어? 야 이거 대박이다 여기 약서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음. 이 안에는 어떻게 먹지? 어 음. 너무 맛있다 어, 또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있잖아요 지금 음, 어, 먹고 싶어 이거 생각날 것 같아 음. 맞아 이거 생각나겠다 와 이거 당면 뭐, 보십시오 진짜 대박이야 와 이거 봐 이게 다 살이 가닥이야 우와 음. 소스 찍어서 아 너무 맛있어 <laughs> 대박이야 이거 살이 그냥 쏙 하고 다 나오는데? 네. 오. 음. 이게 네. 여기 오시면 꼭 구운 걸 드세요. 그릴, 그릴된 거, 그릴. 스팀 말고. 스팀을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구운 게 너무 맛있다. 맛있어. u ah, one original raptor, please. One more. One more, please. One more raptor. Oh, yeah, raptor. 음. Oh. oh, very, very good. 와, 이걸 드세요. 여기 진짜 대박입니다. 와, 내가 인생에서 먹어본 랍터 중에 제일 맛있어. 감자 맛있어. 야, 내가, 야, 이거 봐. 와, 루피 거. 진짜 대박이다. 내가 먼저 먹어볼까? 먼저 먹어볼까? 먼저 먹어볼까? <laughs> 아니, 아니. 아 먹어.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미끼를 네 물었다 와 아. 우리가 이거 베이컨은 뺐는데도 베이컨까지 끼면 패티가 장난 아닌데요? 어, 패티가 음. 엄청 두꺼워요 음. 음 맛있다 맛있죠? 음. 거의 스테이크 수준이야 패티가 맞아 이거 보세요 Very delicious. Wow. 아, crazy. 아, 그래. 대맛있어 어. 진짜 와 맛있겠다 나는 난 랍스터를 좋아했었어 나 랍스터를 잘 안 먹어서 그랬는데 랍스터를 좋아 그걸 이제 깨달았군요 어, 난 랍스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좋은데? 맛있어 맛있다 진짜 역시 사람은 맛있는 걸 먹어야 행복한 거 같아 그러니까 아잘 먹었다 그럼 이제 나가볼까요? 진짜 최고였어 맛있었어요 어, 맛있었다 안녕 라우스타야 몇 마리 들었니? 어, 그래. 두 마리 들었어 그냥 <laughs> 밖에 나가자 어. 다 먹었어 어. 뿅 뿅. 뿅.